ไอ้ที่อินจะไปเอาเอามาให้เออเอาบิ๊ก อะไร คารัมโอเอามาอะไรอัปป้าโกก็เอามาเออคือเอาไอ้ ไม่ใช่เขาบอกว่าไม่ให้ไปอินไซด์ไม่ใช่เหรอ ใช่ ฮะ 어 ไปที่ 너 언제 넘어졌어 อะไรเอามาเอามา 영진이 언제 넘어졌어 อ๋อให้ 야 너 이거 봐봐 모기 물린 거 모기 물린 거 보여줘 영진아 목에 물렸어요 아이 목에 물렸어 여기도 에지 앉았어 용지야 여기 앉아있으면 어떡해 응? 여기 집이야? 일어나 일어나 오야 됐다 일어났다 어떻게? 오라 오라. 그래? 게임에서? 아니 게임 그거 있잖아 우리 그 뭐지? 게임 뭐지? 무슨 게임? 그 뭐지? 배탈슬러그?